何 <laughs> だ 당시 때보다 머리가 좀 짧아져서 그때 분위기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 그거잖아 옥상 우리 막 뛰어놀고 했던데 이렇게 찍으니까 재밌다 하나씩 나와서 다행이다 나도 이런 컨셉도 못했을 거야